헬스 트레이너 친구한테 이거 먹어도 되냐고 카톡 보냈어요 컴백할 때 이쁘, 이쁘게 나가려고 열심히 다이어트 중인데 안 왔어요 1시 51분이어가지고 출근을 안 했대요 아니 이게 제 생각에는 분명 빵이다고 먹지 말라고 했을 거고 아 근데 이거 한 끼는 괜찮다고 하지 않을까요? 진짜 이쁘게 나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앨리스 진짜 노력한 만큼 많이 이뻐해 줘야 돼요 어? 잠깐만요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요 <laughs> 위에 밀가루야? 빵인데 밀가루잖아요 그럼 뭐 못 먹겠지 체지방 커팅 정말 힘드네요 형 체지방 커팅하고 있어요 어떻게? 네? 자르면 돼? 수빈이, 수빈이 형 숙소에서 운동하는 거 맞잖아요 봤어요 그렇게 운동하면 돼요 막 푸시업했다 막다 으야 으야 으야 어야 어야 와막 이랬었는데